はいあいかれさんもぜひ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お願いします。準備ができたらそちら側の方も先方決めちゃってください。が、三て。はい。さあ試合の方がもう間もなく始まります。先ってピンヤノみたいな勢い。あ、이태가1선승이にしてるやつもなるほどね。 まあ、ギャップがあっていいです、ね、本当は自分で言うそうだね、うん、상대ギャップがあるおパーカムラムだ。ですね、うん。でもパーカムラムとカズヤって結構いやそれも今回 3LK がマイナー、ね、こきついってるから浮かない下段がないよね。だよね。一番きついと言っても過言ではない。 저팀에세 음. 명은 다 뭉쳐 그 있으니까 저기 있는 USG 아이디로 하는 거고 저이 팀은 이제 그 다들 각자 집에서 뭐 팀 아이디로 들어와가지고 아, 이게 대회 전에 미리 렉 체크랑 다 했었거든요. 아, 스카이 니도를 먼저 가도. 각대 한개까 시대. 어떻게 썼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가도 가다이ですね. 투스마しっかり返し

レッドあそこ大事ですかね今のシンプルは。왠지肩が硬らこちょっとレッドすめよ。さあ現は一応保険をかけて中断も二発三発止めしてましたね、うん。よく反応しました怒りも。偉い。あれは両対応できるできない。できないです。できないです。はい。いやなんか。이제저오메가없습니다다시올려야돼요솔직히카운터나는에펙트도出てない최대한멀리보내려고절대로ここは変わってない一瞬引いての いやーこれーリフレームカムラマは結局強い部分はあるにはあるんですよねそこの部分は戦うしかないんだけどまあ知らないか知らないけどえマジで偉いマジで 飛んでんだー飛んでみてまさかまあ現なんか日本最強とか言われてるからこっからっすよいや確かに전에할때는음식선이끊어지기전ー었거든요乗っちゃうよこれファ <laughs> ーカムラム弱くしすぎてな乗っちゃうよこれ最悪だなそれ最悪だなその意見 <laughs> あでもいやよく打つなガードされたからコこそそうなんですよえこれ待ってください待ってくださいこれ ニブイチこの後で置き攻めよくしゃがんでうわー 여기서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저거 쓴 건데 이것도 이 뭐. 그, 그, 그, 다음 이제 다음 누가 같아요 여러분 다음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랑추님이랑 핀야 그분 두명 남았었는데 누구 나올 것 같아요? 構いない、うんまあ、強いて言えばスリーブが弱くなっまあ、そうですし、ジュリアはまだハイキックとかもある。更新祭の後とかってこういう時って結構気まずいよね。気まずい。최근거의거의예아맞아요예저말이맞아요거의원탑이에요その원탑時に仲間が頼むからいいとこで負けた瞬間が一番きつい。確かにその瞬間の対処が一番きつい。근데핑야가先ほ나와요どまあ三立てしてうん 제가 이거는 뭐 여담인데 네. 이, 어, 이 네, 어, 대회 어, 전날 연습하려고 그 뭐야 그 보호택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うランチ그 は 보아꽃이랑 통해가지고 네. 보, 호택님한테 연락해갖고 같은 레이븐이잖아요 레이븐 저기 좀 공부하고 싶은데 1 뭐 0나번 뭐 부탁해도 되냐 하니까 아니그 차를 끌고 PC방까지 가신 거예요 <laughs> 고호택님 그래갖고 같이 이제 십선하고 네. <laughs> 뭐랄까 저 때문에 PC방까지 간 거니까 미안해가지고 장글 스테이지 치킨 세트였나? 네, 네, 네. 보내드리고 아, 아 그리고, 아, 그리고 음, 이제 딱 연습하고 나서 예? 딱이 대회 순간에 여러분들 딱이 요, 요 대회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마스터 레이븐 공부를 좀 하고 했죠 えー、男だったんですよねああバージョンっていうかシリーズ、ね、シリーズははいはいはい、どういう経緯で金田由美かわなるほどすごい駒テクさっきから碇選手コンボすごい精度高いですよね <laughs> このゲームコンボ投げってなってるでしょいやいや確かに確かにミクちゃんのいやいい機嫌どうするああ

ウルトラ E きた伝えたいこの難しさ <laughs> おおちゃんと技打ってるモーターレー14打つって相当偉い完璧ですね対策が、そういえば韓国は結構あいやー3発ンカウンターヒットあれ浮くんですけど難しいですからねこれはあのコンボ制度減るなおおうま ほんま今てかおきげりの中断誘い아ちょちょっとテレビ없으니까これはねちょっとね대중이다친건데슬라슈중단아잔소右下がバンこうなったら厳しい怖さあああ今不可角ボディスラーここが難しいところですからね さあ流れはピン青はマジか今のさあこれ壁いやマジでうまいよ저대악에서돈다いやあ痛いこれが和也のいいところさあ二分の1は体育だきあいもうカウントパワクラが発生してないギリギリしてなかったですねお互いコンボがうまい待って待ってただレイジこれやばいぞレイブンのレイジもいや攻めるよ 와 외짠 좋았다. 모시 뭐 삐냐가 막게도 음, 타이쇼 있자이마스카네. 이 외짠 저거 평판 아. 아주 재밌게 잘하시는 분한테 배운 기술인데. 야, 욕도 잘한다 씨, 욕도 웃다. さあ壁はいかずいかないですね体力イーブンこれはクレヒットしてしま痛いですね痛い

그냥 풍신이 후진이고 다이소쿠 후진이라고 하던데 최석풍신 그러니까 네, 저때 저때 우리 팀 난리 났었어요 저때 방송을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팀원들이랑 네. 디스코드 하고 있었거든요 게임할 때만 디코 끄고 이제 네, 그 네, 디코 이제 다시 들어와가지고 와 우와 이러면서 제가 이제 하니까 막 팀원들 두 명이서 난리 나가지고 치리치랑 막와 쓰게 이러면서 좀 신기하잖아요. 이제 일본 대회인데 이제 일본인들 이제 만나다가 네, 한국인데 한국인 만나잖아요. 좀 그림이 신기하잖아요. まあそうなことではあるので。あえー、でもマジマジで一緒まあ確かにランチが今最近メインにしてたジュリアってキャラクターも調整で若干弱体化はしているので。まあでも。Ken ンダじゃちょっと数やきつそうなんか。数やパンダって。ピンヤ。レイブンプレイヤー。ピンヤ。ランチのめ レインの下段が浮いちゃうけど、ど打ち方なんだろうな。USG new m e m b ピニャ a n 今んとこ和也側が結構やりたいことが全部できてますね。できてますね。はい。いやいやいや、圧ある。だからやっぱ下段を打った時のリターン差で和也が今勝ってて。いってへん。ちょ、もらえか。너무기분이없대가지고3立てされてしまうのか。

相手が様子見をするのを読んであえて不利な状況だったんですけど、さあこれ込みましたねめっちゃ入りますさあ壁 나랑強いですからね強い사 일부러 이제 외종이 다깐 거거든요. 그냥 나락을 막나 안 막나 본 건데. 와 유리. 아저 미스 잔용장 미스. すげえな。ああ。なんで立てるの。おっ。 또콤보가야아아곰이랑벽돌리기도안됐네나이스와이거나랑막은거진짜천재적이지않아요어떻게막았지저거고속스테스からの7個ガードすかしてしまう。おそらい。あ先ほどからこれめっちゃ火吹いてます、火吹いてますまあ対応がまだ、まあ新しい変更点があったキャラなんですね確定反撃がなくあ いや足コンボいやちょっと嫌な読み合いしますね、あんだけ打って最速暴れああいや방금마지막쿠키때나랑쓴것같아요제가그러다가바로쿠킹맞아갖고바로카팅당해버리고結構今まで数多くの七組確かに、はい 그때 딱 이제 딱 지고 나서 갔는데 다 팀원들이 다들 아 고생했다 이러면서 너무 잘해줬다 이래갖고 이제 나머지는 우리한테 맡겨둬 이러면서 이제 아 되게 좀 듬직하더라고요 좀 그래도 1인분은 한 거잖아요 저렇게 했으면 그래서 나는 되게 기분 좋은 마음으로 물 마시면서 무행했죠 저때부터 너비너비 그래 ランチは無理だと、はい。 미키오가 랑, 랑추는 물이라 네, 그랬대요. 제가 상대해본 곰 중에 제일 힘들었어요, 아, 진짜. 네. 진짜 힘들었어요. 그냥 철권을 잘하시는 분이라 고い確かに見てるよま目に焼き付けとけよ元はゲームのメインキャラクターだったらシャヒーン弱てしまってゲが 네. 아, 저번에 이제 OKFGC랑 저희 팀이랑 했을 때는 チリチリはやっぱプロ業界 그때 이제 랑추님을 이겼단 말이죠. まあその似た 이번에도 というか読みの強さは、はい 그걸 생각해서인지 727가 먼저 나왔던 것 같아요. すごいですよねで彼結構珍しいんですけど、はいパッドプレイヤーなんですよそうなんで 진짜 すよ 일본에서 샤인하는 사람이 지금 727 말고 없는 것 같아요. 샤인 유저를 한 명도 못 봤어요. 使える 황금단에서. んですけど、はい パッドがメインということでやっぱねなんでパッドなのかって聞いた時うるさくないから近隣 <laughs> 家庭の事情だ、はい、偉いんですよいやこあそっか拾えるんだ今回これがうわ最速で置くこ방금은안추님이거의이긴상황이었는데벽이이제각져있다보니까ライディングの確定範囲でコンボいけるようになったの本当にでかいですね。超でかいですね。はい、見て思ったんですけど。

まあありますねとかあるんですけどランチュってそれができないみたいなそう上級者は大体使えるちっちゃい秘密だよまあ、標準のそのステップをランチは、はいまあ、やらないというよりかは自分にはできないと言っててそうなんですけどそんな不器用なところがあるありながらも関係ないからねこれ見ると反応がいいんですよね、はい、いやこの強気ですよいやーいや잘돼요야진짜저게아

시즌 4에서 막기가 좀힘들었죠 되게 기상 저기 뭐 왼손 오른손이 어. 후딜이 아, 없어져가지고 고약다외모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リアラリ来るかなと思いますもんねうまい레 단츠가 逆に立て 이제 2대2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ステージはちょっと広いステージ。これはファイナルファンタジー。 줄리아 너프 됐는데도 너프 되고도 그냥 뭐 불평 불만 없이 그냥 쭉 어, 연습을 했나 보더라고요. 근데 미큐 한말 중에 인상 깊었던 게팀대 끝나고 철권에 이제 의욕을 갖긴 힘들지만 다들 힘내자 이런 말을 했거든요. 말이 말이 되게 좀 멋있지 않아요?

이야 기술 좋다 이때 치리치리랑 저랑 엄청 응원했어요 막 미키오 깜바해막 이러면서 나이스 와 방금 진짜 저 영리하잖아요 아 여기서 아, 빠져나오려고 반칙으로 돌아서와 천재. 아, 와 이거 네. 진짜 잘 노리고 때린 건데. 야, 네, 다 이거. 우마 네. 우마이 러이러 또. 와, 이걸 어떻게 막았어?

どうする投げ皆さん減る減るあいやこれ壁だよパワクラが怖い下아 어, 오늘 공기 소리 나죠? 와 원잽으로 밀어서 벽에서 빠져나오려고 쓴 거구나. 아. やだやばい何これおお살 떨리는 거봐 내가요 일부러 하단척 하면서 와 더블 더블 오 1타로 와 야바이나 오 우와 대박 고래가 텐켄 고래가 텐켄 ああここはもう勢いをつけてるおいええなんでいけおえマジでえ待ってこれ鉄拳1ミリ鉄拳あえやあちっちゃかった俺今何やってんの俺やばいわやばいいや 진짜 아깝다. 응. いやこれは今やばいよやばいこんなとこで髪 밀키로가 딱 이거 하고 이제 멘탈이 진짜 터진 거예요 멘탈이 터져가지고 何回も起きましたよねだから何回も呼びかったのに運が悪くて そうですね、僕10年ぐらいやってきてるんですけどあ、絶対なじゃんよ 랍추님 매드무비에요 매드무비 3回 起きたよねこれ神試合だってかやばい壁が側面にあることによってカードで軸がずれて勝手に入って이 대회를 이제 일본 그 뭐랄까 일본 사이트에서밖에 볼수 없으니까 한국인들이 보기에는 좀 힘들었단 말이죠 あれはダブルアップ 어,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면서 저는 뭘 잘못했나 봤고 저 때 분위기를 다시 봐서 재밌었습니다. 요 대회 다음에 3대3 대회가 하나 더 있는데 なんで腰に当たらんねっぱにいややばくないですか今の 그 대회는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네. 오늘 오늘 3대 3 대회는 요거까지 보고 다음에 또 3대 3 대회 나간 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